여러분들 이게 예, 하나보라 이제 수비 라인하르트 공략을 보여, 보여드릴게요 뭐 질지 이길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영상에서 찍어볼게요 저희 조합 이렇게 됩니다 라인하르트 토르비온 정크렛 시메트라 메르시 한조 왜 이렇게 많아? 컷 쉬우 지켜 와 고리를 이렇게 많아? 뒤에, 뒤에, 뚫려요 뚫려요 고릴라 3마리 있어요 이거 Reaper Reaper Reaper로 바꿔주세요 세분 아니 막못 나가요 못 나가 두개 들어와 들어와 팀 Reaper로 해줘야 돼 Reaper. 바꿀 때 Reaper로 바꿔요 Reaper로. 다 녹이 다 녹여야 돼리퍼 리퍼요 또 있어요? 안에? 솔져 있네. 컷. 깜팔이 어서 와요. 아, 컴퓨터로. 저, 저 궁 있어요. 기둘리 말씀해주세요. 고릴라 또 온다, 고릴라. 괜찮아, 괜찮아. 모여서 와봤자요. 다 천, 천도로 쳐버릴게요. 아예. 야! <laughs> 이 새끼들아! 어. 힐좀 힐좀 힐좀. 몰라 어디였냐? 아이고. 솔직히 방금 국 쩔었다 진짜 야우 나 이야 지금 쩔었죠 고릴라 <laughs> 계속 계속 뽀겨요 이렇게 다 와봐 씨 여기 아, 한명 있네 솔져 솔져 다 솔져 다 솔져 쟤 골래 또 와요 골라 또, 뭉, 또뭉친또 뭉친다 또 뭉친다 또 뭉친다 고릴라 한다 고릴라 아이고 돌이라 돌 조심해. 아고라 사냥 쉽네 쉬운데요? 나이스 게이드 이 바로 앙 키보디 부활이죠? 뭐야 뭐야 뭐야 뭐하나 갖고 있 돈다 돈다 돈다 돈다 아 돌겠네 나도 아네 날아간다 팀 고릴라 와 장난 아니야 와. 아 포탈 부서졌죠 토경이까지 간거나 부서졌어 나 못 갔어 이제 아 이런 진짜 다시 한번 보다 이기겠다 이기겠다 느낌전 네, 저 도착했어요 궁극기 92또 고릴라 오면 다, 다 밟, 밟을게 그냥 이렇게 궁극기 95 야, 라이라한 뭐야, 저기, 와! 미쳤네. 어어 어. 뭐야 어 팔아 팔아 팔아 이 팔아 죽었어다 죽었어 다 죽었어 시메트라 공 없나? 방어를 강화해서 적을 몰아내야 해요. 다시 날뛰어볼까? 오 베긴다 베긴다 베겼네 빼요 빼요 다 빼요 다 빼요 4분 남았네 순간 이동기 가동. 빠르 움직여. 와 미쳤네 이새 온다 온다 온다 그러네 진짜로 어? 우리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들어가야 돼 징표를 남겼다 영웅은 죽지 않아요 우리도 한번 보여줄까? 3라인 갈까? 3라인? 아씨 쟤 들어올 것 같은데 잘하면 들어와요 정면 들어와요 분명히 들어와야 쟤네 온다 온다 쟤 쟤 라인한테 돌진하면 바로 들어온 거야 쟤네 다 왼쪽 조심 뒤 조심해요 뒤에 올것 같은데 따라 와 아파 소주 두 마리 온다 온다 온다 온다 nice 오 가자 가자가 리방 헬프 치료가 필요하네 치료가 필요하네 고마운 줄 알라고 <laughs> 이놈 얼굴을 대량이 줬으니까 헬프 치료가 필요하네 지 않네 풀피좀풀피좀 나이스 왼쪽 왼쪽 왼쪽 정면 정면 세 마리 와요 이제 또 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깜팔이 없어요 리아이 지 위도메이커야 저기? 어딨어 어딨어 영웅은 죽지 않아 저 끝에 있다 보인다 보인다 헬프 헬프 1점 어? 1점 1점 1점 저공 있어요? 밑에 밑에 밑에서 올라오는데? 뭐야 밑에 왜 있는 거야? 위도 위도 개구라 가 필요하네. 남은 시간 60초. 뭐야 뭐야 얘들 다올 거야 이제 전력으로 60초 남았어. 아 전력으로 올 거예요. 위도 뭐야? 위도 위도 어디 있는 거야? 보인다. 죽게. 고릴라 온다 온다 온다 올 거야 올 거야 올 거야 이동오라 컷 땡글 땡글 게임 끝났다 게임 났다 죽었어 그래 맞아 하지 저렇게 해봤자 잘 먹으면 돼야 나였다 원숭이 <laughs> 흑정 탈출 갈구기 봤어? 아 이거 씹어줬다 뭐야 어? 아니네? 그게 제일 웃겼는데? 오졌다 어, 에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보세요 이로, 이로써 라인한테 공략이었습니다 여러분들